Hmm?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? <laughs> 가자. 그렇지. 자. 준비. 시작. 하나. 우리 그럼 내일 공원 갔다가 용품장 갔다가 한우 먹고 맥주 먹자 어때? 좋아? <laughs> 뭐해? 골라봐 가자 그거야? 이거야? 이거 꺼내줘? 예? 얘야? <laughs> 알겠어 <laughs> 알지 <laughs> 이거? 이거 사줘? <laughs> 이거야? 아, 계산해주세요. 네, okay?